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피아는 가족들과 함께 낚시터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낚시터 캠핑을 빙자한 먹보림 기록 영상입니다 존쿡 델리미트와 함께하는 오늘의 먹부림 다들 기대해 주세요. 갬성 소세지 계랑 얘랑 얘랑 가까 찍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봐 음, 불꽃 칼바가 이거는 홈플레스에서 산 프로슈토 그리고 밥도 있어 우와 고기 먹을 생각에 들떠 있는 티야. 아, 에그 필라프. 음. 됐어. 봤어? <laughs> 떨어뜨리는 거 봤냐고 <laughs> 집어넣는 것도 보였다 아못 본 척해 자이 친구는 뱅거스입니다 뜯어볼게요 또 뭐죠? 네. 카메라님, 저 감독님, 저 감, 각도가 아, 희한하시네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본 바깥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낚시하시는 아버지 구경도 좀 하고 자연스럽게 아침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언제나 무반주 댄스 의미도 없고 음악도 없는 몸부림 오예 우리 언니의 멋진 운전 솜씨 나를 찍지마 팬들만 찍을게요 멋있는 운전 솜씨를 뽐내는 시스터의 운전으로 자연스럽게 집으로 넘어와서 짠 킬바사를 조리해 볼 겁니다 먹방도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 말한 water frying을 도전해 보려고 같이 들고 왔어요 프라이팬에 소시지를 넣고 1cm 정도 물을 부어서 없어질 때까지 조린 리후 노릇하게 다시 한번 구워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되어있길래 해보려고요 그리고 웰컴 기프트로 받았던 불꽃 들어가서 있어서 이게 렇다부어보려고 야채일까요? 탱글탱글한 소세지에 육즙과 기름이 가득 너무 맛있겠죠? 학생도 너무 맛있어 보여저 뒤에 있는 파란색 물통의 정체는 이번 생일에 선물로 받은 <laughs> 맥주 타워입니다 이렇게 낮술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소세지를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정말 즐거운 1박 2일이었습니다. 이미 신나게 이틀 동안 먹어버린 피아는 다이어트 다음 달로 기약하며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